없이 쨍쨍한 맑은 날또 싸워 이젠 더는 참지 못해 지겨워 결국 자리를 박차고 돌아선 날 지나하는 마음 에 핸드폰을 봐 황급히 주변에 서성거려 빨리 지체 없이 벌써 집으로 돌아간 너 혼자 마음 졸이며 내 폰을 들어 내게 전화를 걸어 너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 못된 말만 곤란하게 장성해 사실은 나만이 실망해버렸어 난 전화를 받지 않아 나를 붙잡아줬으면 눈물 뚝뚝 네, 네. 흘리며 내게 전화를 걸 싶어 네 맘을 모르는 건 아냐 어, 대학을 모르는 것도 아냐 다만 생활의 전반이 하나님께 합당했으면 하는 맘에 욕심나 그랬나봐 너와 그게 다를 게 딱히 없었나 나도 다른데 학생들과 똑같아 내가 너에게 강요할 순 없지만 잘해줬으면 은는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나도 누구보다 더 좋은 순장이 되려 노력할게 온 정성을 쏟은 너의 삶을 위해 수없이 기도할게 필요할 땐 언제든 달려갈게 난 너의 슈퍼맨이 되고 싶은 만분인 예수님의 제자 Yeah I'll be your fan 그러니 만문을 열어줘 확실한 우리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함께하자 영혼전도 Let's get it 순장의 삶 제자 삼아 윗만 성경 걱정은 주님께 맡겨 이건 각오로 마음을 담 권면 진경아 우리 순모임 가자 들어보세요 함께 할 성.